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2020년 1월 11일부터 버츄얼 유튜버를 시작하게 된 유리라고 합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이름은 무엇인가요? 이름은 유리. 음, 유리. 저의 이름은 유리랍니다. 나이는요? 나이는 19살 키는요? 키는 169랍니다 여러분 169 169이 정도면 큰 거겠죠?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그럼 몸무게는요? 이건 진짜 말 안 해주려고 했는데요 저의 몸무게는요 104 메가바이트! 무게가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성별은요? 저는 여자로 보이지 않나? 전 여자로 보이죠? 끝?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나요? 흔하면서도 제 취향에 맞는 이름이 유리여가지고 이름을 유리라고 정했습니다. 그럼 생일은요? 제 생일은 5월? 오, 오 잠시, 오, 이거 왜 안 되지? 손이 안 움져 죄송합니다 어쨌든 제 생일은 5월 19일 생일 축하해주시면 기 정말로 감사할 것 같아요 직업은요? 직업은 어, 학생, 학생, 학생과 음, 아이돌, 아이돌입니다. 직금 세븐 아이돌이에요. 특이점은요? 특이점이라 특이점은 제 손을 잘못 다루는 거예요. 지금 익숙하지가 않아요. 앞으로 할 컨텐츠! 음, 앞으로 할 컨텐츠는 커버송, 커버송 노래 부르는 것과 소통, 여러분들과의 소통, 소통입니다. 좋아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은 구독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싫어하는 것은? 싫어하는 것은 무서운 거죠 아무래도 무서운 거는 잼쌤입니다 구독자 애칭은? 구독자분들의 애칭은 여러분들이 정해주세요 끝! 오늘 이렇게 해서 네, 제 자기소개를 마쳤는데요. 이제 다음 영상은 아마도 Q&A일 것 같으니 네, 저에 대한 궁금한 것, 저에 대한 궁금한 것들은 이제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